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다양한 하스스톤 스트리머들의 영상을 모아봤는데요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요 나만 보기엔 아까운 하스스톤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많이 많이 제보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 왜 이래 아! 아 그만해 진짜로 아 에바야 진짜 에바야 여운팔아 보호막 작작 써 진짜 진짜 제발 그만 그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치마 나왔다 해라 진짜 개노잼으로 아 말이 되냐 이게 한 장 뽑는데 어떻게 치마를 또 뽑아 김각이냐? 21이지 와 23이래 진짜 장난하나 와 아니 이게 게임이야 이게 아 천정내는 좀 없애 진짜로 톰 선수도 진화가 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 사막여우 나오면 밸류 폭발하거든요 사막토끼 사막토끼 아! 이쪽에서 사막토끼가 이거 게임 아니에요 와, 네. 와 영능 사막토끼예요 이거 그냥 게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멸의 연자 파멸의 연자 나오면 더 게임 아니죠 파멸의 연자? <laughs> 설마? 볼까요? 진호? 결과 아, 아 돌진을 안 했어요 와 어, 했어요 어. 또 실수했죠 던선 그리고 <laughs> 네. 이야 역시 와 쇼 진짜 잘 나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? 누구 누구 누구 진화하냐? 야 빨리 정해봐 빼미 센즈? 알겠어 빼미 센즈! 어. 블러드로 우승 각이냐? 이걸로 찍어줘라 야 진짜 이거는 여기서 진짜 공격 나오면 진짜 하트 접는다 피해 2기으거 나오면은 진짜 아! 본성을 드러내는구만 본성을 드러냈어 근데 너는 수제파마라면 난 수제파마가 아니라고 이게 바로 원조 파마야 이 자식 이겼다 나이스 <laughs> 잡고 넘길게요 이렇게 어. 다음 상대 턴 이러면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이거 플룸 다 버리자 플룸 다 버리고 19짜리로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집어넣고요 막 치고 치다 치고요 야풀 앨리스 <laughs> 아니 아니 나가시라고요 좀 끝낼게요 와, 나 이대, 야, 이대 괜찮은데? 제피드스만 뛰려도 된다. 이거 타우리산 때문에 신경이 너무 쉬워질 것 같은데? 주고, 딱 됩니다, 딱 돼. 딱뱀 딱뱀 딱뱀 딱뱀 딱뱀 야! 고습니다 아, 이거 하려고 똥꼬시 한거죠 제가 너는 죽었다 진짜 갑니다 마포 법뿅 마법봉 없고 나면은 이렇게 쉬운 놈이 또 없어요 짜식이야 까불고 있어요